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3점슛을 100개를 던졌을 때 과연 몇 개나 들어갈까 라는 컨텐츠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편집 없이 one take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던질 거냐 하면 그 코너 45도 탑 45도 코너 5개의 포인트에서 각각 20개씩 100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t's get it! Oh.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nothing left to say. Can we oh! try to hold on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Roll. 슛이 아니라 그냥인데. 다 시작하겠습니다. Should we just go back instead? Can we? Try to hold on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we're all about just for now Even if we don't know how to show them what don't know how 이건 슛이 아니라 체력인데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주작 없이 원 테이크로 툴룸슛 100개 쏘기를 진행해봤는데요 저는 오른쪽 코너 15개 오른쪽 45도 8개 풀이 안 뛰더라고요 정면 14개 왼쪽 45도 14개 왼쪽 코너 14개 이렇게 해서 총 100개 중에 65개로 성공률이 65%가 나왔네요 네, 그냥 슛이 65%인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저는 슛이 없지 않아요 노마크 찬스가 나면 65%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